가만히 거울 속을 들여다보는 돌고래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한 과학자는 돌고래의 지능을 테스트하기 위해 특수 거울을 준비했는데요. 태어나 처음으로 거울을 본 돌고래는 과학자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빤히 자기 얼굴을 바라보고 지느러미를 살랑살랑 흔드네요. 이 상황이 재밌다는 듯이 배를 뒤집거나 입을 쫙 벌려보기도 하죠. 놀랍게도 이 돌고래는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이 자기 자신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돌고래는 인간 다음으로 똑똑한 동물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체중 대비 뇌의 크기가 인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 인간과 마찬가지로 초음파를 사용해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특정한 음역대를 조절해가며 노래를 부르기도 하는데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돌고래가 쾌락을 즐길 줄도 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번식을 위해 짝짓기하는 동물과는 다르게 돌고래는 쾌락을 위해 짝짓기를 한다고 하네요. 이처럼 인간과 놀라운 유사성을 보이는 돌고래 지능이 아주 높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돌고래가 실제로 얼마나 지능이 뛰어난지 어떻게 지능이 발달한 것인지 등을 파헤치기 위해 끝없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2014년 동물행동심리 전문가 다이애나 리스 교수는 아주 놀라운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돌고래에게 거울을 보여주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관찰한 것이었죠. 호기심 많은 돌고래는 거울을 보고 조심스럽게 다가왔는데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흥미롭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보통 다른 동물들은 거울을 보고 깜짝 놀라곤 합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이 다른 동물의 모습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인데요. 즉 거울 속 모습이 자기 자신이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돌고래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는데요.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움직여보던 돌고래는 자기가 움직이면 거울 속 모습도 따라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단 몇 초 만에 알아챕니다. 그러더니 지느러미를 흔들고 고개를 끄덕이고 배를 뒤집으면서 그 모습을 관찰하는데요. 돌고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스스로를 관찰하면서 이 상황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돌고래에게도 자의식이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고 하네요. 다이애나 교수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전했습니다. 돌고래는 자기 자신을 인지할 줄 알아요.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자기애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돌고래의 지능이 소름 끼치도록 높다는 증거는 아주 많은데요. 지난 2019년에는 돌고래의 이상 행동이 카메라에 포착돼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다큐멘터리 촬영 중 돌고래 다섯 마리가 의미를 알 수 없는 행동을 반복하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돌고래들은 갑자기 입을 벌리고 웃거나 눈을 개슴츠레하게 뜨고 가만히 멈춰 있었습니다. 어떤 녀석은 마치 죽은 것처럼 수면 위에 널브러져 있었고 배설물이 질질 새어나오기도 했죠. 전문가들은 돌고래들의 이상 행동을 두고 충격적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돌고래들이 일종의 환각 파티를 즐기는 행동입니다. 이 말에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돌고래들은 보거 한 마리를 잘근잘근 씹으며 놀고 알고 있었는데요. 보건은 위협을 받으면 테트로도톡신이라는 독성분을 내뿜습니다. 그래서 돌고래는 이 사실을 알고 일부러 보거를 씹은 것이었죠. 보거에서 나온 독성분을 약간 섭취하면서 돌고래는 몽롱한 환각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심지어 돌고래는 보거가 죽지 않을 정도로만 살짝 깨물고 여러 마리가 돌려가면서 질겅질겅 씹는 모습이었는데요. 정말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네요. 동물학자 로필리는 보거를 능숙하게 다루는 걸 보면 이런 행위가 흔히 벌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지능이 아주 뛰어난 돌고래는 이타심도 가지고 있는데요. 자기보다 약한 동물이나 위험에 처한 동물을 보면 재빠르게 상황을 판단해 도움을 주곤 합니다. 우리나라 울산 앞바다에서 놀라운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돌고래 12마리가 함께 헤엄을 치고 있었는데 가운데 한 마리는 하얀 배를 드러낸 채 몸통을 뒤집은 자세였는데요. 알고 보니 이 돌고래는 지느러미를 다쳤는지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1마리가 다친 돌고래를 부축하고 있었죠. 돌고래들은 뗏목 형태로 한데 뭉쳐 다친 돌고래와 함께 이동 중이었습니다. 또 돌고래가 사람을 구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지난 2014년 뉴질랜드 바다에서 수영을 하던 한 남성이 상어와 딱 마주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상어밥이 되는 위험천만한 순간이었죠. 그런데 이때 돌고래 무리가 남성에게 빠르게 접근했습니다. 돌고래는 이 남... 남성 주변에 삥 둘러모였고 그와 함께 수영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상어의 공격으로부터 남성을 지키는 보디가드가 된 셈이었죠. 그렇게 돌고래는 남성이 안전하게 육지 근처에 도착할 때까지 무려 1시간을 지켜줬다고 하네요. 이처럼 누군가를 보호하고 지켜준다는 건 감정을 느끼고 교감할 줄도 안다는 뜻입니다. 또 돌고래는 사람을 아주 좋아하는 동물입니다. 수족관에서 아이들을 보면 함께 놀아주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돌고래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인간을 두려워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일본 와카야마 현에 있는 다이지 마을. 이곳 앞바다는 매년 돌고래의 피로 붉게 물드는데요.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돌고래 학살지입니다. 일본은 전통문화라는 이름으로 돌고래들을 무자비하게 집단 학살하고 있습니다. 좁은 곳으로 돌고래를 몰아 쇠창살로 머리를 쿡 찔러 돌고래를 잡습니다. 그러면 돌고래 피가 새어나와 바다가 핏빛으로 변하죠. 어떤 동물보다 머리가 좋은 돌고래는 자신이 죽을 거라는 사실을 금세 알아차립니다. 죽을 위기에 처한 돌고래는 스스로 바위에 머리를 부딪히며 자해를 하기도 합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이상 행동이죠. 돌고래를 잡은 어부들은 엄청난 돈을 받고 돌고래를 팔아넘기거나 한줌 고깃덩어리로 만들기도 합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환경단체가 일본의 비인간적인 돌고래 학살 현장을 고발하고 규탄하지만 일본은 돌고래 사냥을 멈추지 않는데요. 끝까지 인간을 믿었던 돌고래는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방법으로 죽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놀랍도록 똑똑하고 인간을 가장 사랑하는 동물 중 하나인 돌고래 그런 돌고래가 무자비하게 학살당하는 일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생생지식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